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I'm your hope, you're my hope, I'm J-Hope 제이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이홉의 밸런스 게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힘들었던 점은? 외로운데 부담감 어... 부담감이죠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 솔로였고 첫 단추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으로 되게 부담감이 있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음악들도 사실 제가 너무나도 원했던 그리고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음악들을 담았다 보니까 아 이게 괜찮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담감? 부담감 그렇죠 사실 이거는 공존하는 것 같아요 부담감과 외로움은 굉장히 공존했었던 것 같고 사실 늘 일곱 명이서 함께 하던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 첫 주자로서 혼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뭔가 감수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외로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음. 새로운 시도 대 내가 잘할수 있는 거아 무조건 새로운 시도죠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제이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어, 배운 것도 많았, 많았고 경험한 것도 많았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되게 바뀌어진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, 사실 힘든 촬영으로만 따지면 방화죠 아무래도 원테이크고 사실 그 불을 사용을 하는 게 한 두 번밖에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되게 심리적인 부담감과 되게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한 상태였고 한 테이크 한 테이크 찍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뭔가 되게 예민해져 있었던 그런 뮤비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리허설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고 이 제스처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 테이크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니까 뭐 한 테이크에서는 이렇게 해보고 한 테이크에서는 또 이렇게 해보고 정말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정하고 들어갔었죠 영화 아,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음...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아무래도 불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름 냄새가 <laughs>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좀 어지러웠던 좀 그런 기억도 있었고 사실 계절감이 그때는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더웠던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했어요 얼굴 분장도 했었고 뭐 옷도 태웠고 그리고 사실 옷을 아는 디자이너 형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<laughs> 그냥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예, 뭐 그냥 바닥에 몇 번 뒹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런 되게 오염의 이런 질감도 어떻게 보면 간장을 썼고 뭐 커피를 썼고 있다 보니까 옷에서 짠내가 너무 심하게 났던 거죠 그래서 뭐 기름 냄새며 뭐 짠 냄새며 냄새란 냄새는 다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고달프고 되게 힘든 촬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은 사실 크게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더블 타이틀이 정해지고 나서부터 아 뮤비에서는 불이 안 나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직감을 했었고 다만 좀 무서웠던 거는 이제 폭발하는 씬이 있어요 꽝 하고 터지는 그런 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놀랬던 그런 게 좀 있죠 사실 뭐 정말 다른 긴장감일 것 같은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정하자고 하면은 첫 스타트점이었던 솔로 앨범 잭인 더 박스 발매 한시간 전이 가장 좀 긴장이 됐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또 다른 촬영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좀 촬영도 집중도 안 됐었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되게 긴장을 좀 많이 했던 네,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사실 다큐 제이홉 인더 박스는 사실 이런 과정들을 담은 기록들의 영상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빨리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큐 제이홉 인더박스는 굉장히 뭔가 긴장을 떠나서 지금 되게 즐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5월에 첫 무대가 끝났을 순간인데 무대를 모두 끝났을 때의 순간 당연히 무대를 모두 끝냈을 때의 순간이죠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려오자마자 스태프분들이 뭐 되게 멋졌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 뭔가 그 저희의 음향을 담당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실 되게 그런 걸 티를 안 내시는데 진짜 찢었다고 라이브 아, 진짜 너무 감사해요 <laughs> 이러면서 뭔가 여러 가지로 되게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그때 지민이가 또 응원을 하러 와줬었는데 지민이도 너무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와 뭔가 많은 것 기획들이 어떻게 보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그러면서 아 되게 고생했고 그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던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저거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호 무대가 끝났을 때 순간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완전 그냥 올 공연 집중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직 그 관객과 저만을 신경을 썼죠 음, 그래서 무대를 모두 끝냈을 때의 순간이 아닌가 혹시 그럼 대기서 박스 발매 1시간 전이랑 롤러코스터 공연 오르기 전이 언제가 더 떨리셨어요? 아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롤라팔루자 올라가기 1시간 전은 저는 사실 BTS 공연을 할 때도 굉장히 공연 올라가기 전에 되게 적절한 그 긴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부분이 있건 왜냐면 그 긴장이 없으면 사실 무대에서 꼭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긴장은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롤라팔로자 올라가기 전에는 진짜 안 떨렸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심적으로 갑자기 뭔가 부담이 있었던 게 멤버가 오면서 응원을 해주니까 그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매직처럼 풀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큐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계속 지민이한테 너 덕분에 진짜 너무 심적으로 안정이 됐다 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정말 진심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너무 심적으로 안도감이 좀 생겼고 또 친구 덕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아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지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라는 거를 좀 느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혀 떨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상자 안에서 튀어나오기 전 그 상황은 그냥 내가 했던 것만큼 보여주고 오자의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긴더박스 발매 전이 더 뭔가 좀 불안해서 떨렸던 것 같은? 와, 씨, 너무 어렵네요. 그래도 지금 제이홉이 고르자면 열정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하고 덜 열정적이어도 되는데 <laughs>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아, 좀, 좀적당 해도 될 텐데 <laughs> 아, 여튼 지금의 제이홉은 열정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희망 그 자체도 사실 제 이름이 제이홉이기 때문에 제이홉이 이미 이 말을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지금은 열정 그 자체. 이 상황조차도. 열정! 앞으로의 계획이요. 제가 할 수 있는 선으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팬 여러분들을 만족하는 그런 컨텐츠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게 마지막까지 제가 보여줘야 될 열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저와 함께한 밸런스 게임 어떠셨나요? 2월 <laughs> 17일 공개되는 제이홉 인 더박스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. 안녕!